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쿠니입니다 오늘이 한국 추석 당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통화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영국에서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보내기는 좀 뭔가 아쉬워져서 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명절 음식 재료들 간단하게 사러 나가볼까 하고 어, 마트 가보려고 지금 <laughs> 간단하게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Is that yours? <laughs> yes. Okay, so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Pardon?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Um, we lost with it Oh, is it prohibited Oh, it can be, but yeah, it can be. Please Normally, scan an item someone or select another option. will be 고무장갑 사러 잠깐 파운드랜드 가고 있어요. 아니 또 없어요. 고무장갑이 없어. 왜 없지? 직원한테 말했더니 갖다 줬어요. <laughs> 장사 보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짠. 어, 집 앞에 왔는데 이거 저희 김치거든요 김치 시켰는데 와우 김치가 왔어요 저 이번에 여기서 약간 쿠폰 같은 거 적용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이것저것 해서 좀 종류 많이 시켰거든요 와 어, 차가워. 이거 덕분에 명절 분위기가 더 날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laughs> 그게 전부였어요? 잘 생각. 해확히그 남주선배 그를 제식한 적. 정도는 문제가 있니 이렇게 갑자기 찾으러 뭘 어째서는 거지? 아 제가 제가. 못해다 역시 간절하면 사람은 뭐든 뭔가 되긴 되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잡채를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laughs> 저기 잠시만요. 좀 아... 보여드리고요. 미쳤다. 미쳤다. 음. 자, 아. 이거 간다. 아. 고기를 많이 씹고 싶지만 그냥 그냥 상관없어. 어, 그냥 그냥 맛만 봐봐. 어, 어. 자, 일로 와봐. 아, 호로록 짭짭, 호로록 짭짭. 음, 좋지. 맛있다. 어떡해. 맛있다. 짭채를 내가 하다니. 맛있다, 여보. 음! 음! 음! 오! 아, 얘 면이 자꾸만 따로 면안 되는데? 아, 너무 사랑, 사랑해요, 잡채. 아,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락다운 전에 책을 많이 빌려왔는데 락다운 되면서 전담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1년 반 만에 도서관 가서 책 반납하려고 1년 <laughs> 반 만에 도서관 가고 있습니다. 对呀。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집에 들어가서 그린 커리 해 먹으려고요.